오케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케이. 잘, 자요. 네, 이따가 추가할게요. 예. 와우, 머리카락 뒤로. 예. 볼... 안녕. 아이, 왜, 왜, 잠시만. 잠시만. <laughs> 예. 어. 네. <laughs> 불러주세요, 머리, 머리카락. 물어주세요. 아, 어, 네네 시간이 있으면 제가 갈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잘 사요. 네. <laughs> Where from? w h a Hi. Hi. South Korea. Why are you laughing? You you you look so handsome, so I I laugh. No, I'm ugly. Wait, where are you from? Wait, wait. Of, you, I'm from China. You, you can speak Korea? Yeah, of course. Wow. How do you know Korean? 당연히 배워 적이 있어. 와. Wow. 왜 저기요? 너,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해요? 너 이, 이토 한국말도 잘했는데요. 왜, 왜 나를 아닌데요. 왜 저, 조금만 알아요. <laughs> 아니요,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한, 한국 어, 가본 적 있어요? 어, 당연히 가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요? 아닌데요. 인도네시아 살아요, 지금. <laughs> 그, 근데 왜 뒤에 그 배경 한국 한국 한국, 가왔어? 어, 네, 왜, 아. 왜, 왜 이러세요? Yeah, uh, I I want to meet uh, some people from Korean. Uh, I I want to learn Korean languages. 한국 아.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어 그러면 그 이쪽은 한국에 본, 본 적이 있어요? 아닌데요. 아닌데? 음. 인도네시아 어. 지금. 음. 어 언제 어. 언제 한국 가왔어? 언제 한국 어. 갔다 왔어? 6개월 전에. 아, 뭐 했어? 한국에서? 공부했어요. 아하, 열심히. 대학생? 네, 맞아요. 아, 알았어. 몇 살이 몇 살이에요 지금? 몇몇 어, 살? 어? 네, 나이 나이 나이가 어떠 되세요? 어, 몇 살 같아요? 네, 어, 스무 살. 스무 스물세 살? 스물 스물 어, 살? 어스물 살이에요. 스물 살. 와우 진짜 예쁜데. 아 고마워요. 있어도 멋있어요. 어, 머리카락 예쁜데요. 어. 노랑 머리. 예. 그, 저도 좋아해. <laughs> 파마. 너 머리카락 스트레이트. 아 지금은 어, 뭐 해요? 아, 어, 전국에서어 지금 저 지금 일해? <laughs> 그 일해? 보고 있어요. 일해? 일해? 아 무슨 일해? 예? 무슨 일해? 뭐 그 뭐라고 했어요? 무슨 일해? 뭐지커피 뭐예요? 못해요. 직업, 직업, 직업. 직업? 어, 어 직업? 워킹, 어. 어, 학생이에요, 학생. 아, 어, 학생, 그 그냥 학생. 한국, 네. 한국 가와서 왜, 어, 전국에서 그냥 학생 지금? 왜 일안 해? 저, 저 계속 공부하고 싶어서 그. 아, 공부, 공부해. 열심히 해. 와, 네. 진짜 잘하시네. 박수. 혼자 살아요 지금? 어, 저, 저 친구랑 살고 있어요. 남자친구? 아, 당연히 여자친구요. 아, 여자친구. 여자... 나 생각해 그냥 어, 남자친구 있어요 방에. <laughs> 남자친구, 아, 남자 나봐요. 아, 나봐? 왜? <laughs> 왜요? 그냥 나, 남친 있어? 남친 당연히 없어요. 남자 남자 뭐라고 만, 뭐라고 할까 그 나쁜 사람? 어 나쁜 사람. 왜? 아. 어 너무 위험해요. 아 어, 이상현 어떠세요? 이상현 어떻게? 이상이 이상현. What type? 그게 뭐야? wait wait 잠시만 I will 문자해 아 진짜 재밌어요 아 What of the boyfriend? I don't have a boyfriend type type type 아 사랑하고 싶어 남자는 어, 어 어떻게 없어요 아직 어, 아직 아직 참을? <laughs> 이 How about 외국 사람? 없, 어요 아, 와 좋아해. 네 있을 것 같은데 지 없어. 음, How about 인도네시아 사람? Like me? <laughs> 아 <laughs> 나중에 제가 인도네시아 가야 돼. 발리와 놀러와. 예 그러게요. 진짜 너 너만 예쁜데 전국 사람.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왜 이렇게 이렇게 사람 있어? 이렇게. 옆에 옆에 사람 있어? 옆에 사람이 있, 죠제 친구. 아, can I see your friend? 음, 잠시만요. 제가 물어볼게요. 오케이. Okay. 음. 알았어 제 그 그녀가 싫은데요. <laughs> 안 돼? 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음. 너, 네. 지, 진짜 당신 예쁜데. 아, 고마워요. 음. 으, 그, 어, 멋있어요. <laughs> 아, 혹시 그, 그 이토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어, 유튜버. 어, 유튜버. 그 팬이 몇명 있어요? 아, 처음에 만들었어요. 한 달에. 아, 지난달에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 not famous, not famous YouTuber. small YouTuber. 아, 그때도 명, 몇 명이에요? 아, 천 명? 천 명? 괜찮은데요. 음. 어, 한 달 동안 성명이면 나중에 음. 많을 거예요. 어, 많을 거예요. 아, 아, 전국 하고 싶어 가고 싶은데. 어, 그러면 오세요. <laughs> 진짜로? 어, 진짜요. I, I want to meet you. 아, meet me? y 어, 예. 근데 근데 저저 바쁜데요. 뭐, 왜? 시간 없어? 어, 저 열심히 공부해야 돼. 괜찮아. 시간 있으면은 놀 같이 갈래. 아니, 저 훌륭한 사람이 사람이라서 그 계속 공부해야 돼요. 아이고, 왜 그래? 괜찮아 보고 싶은데. 아, 원래 원래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살 살고 있어요. 음, 진짜 예뻐요. 어, 아 그만. 혹시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 스물다섯. 뭐 다섯? 음. 오. 그러면 혹시 대학 전공이 뭐예요? 뭐라고? 전공. 전공? 잘 모르겠어. 대 대학의 전공 제가 먼저 해 어... 뭔해 진짜 진, 예? 진짜 얼굴이 예뻐요 전공 이거예요 맞아요? 전공? 전공? 왜 잠시만요 예 <laughs> 제가 맞아 감세 이거 맞아요? 잠깐만 왜? 아 전공 맞아 학과. 사과? <laughs> 안 돼요. 학과. 학과? 한 뜻이에요. 네, 학과. 잠시만. 예. 있고. 한 뜻이요. 음. 전공? 빅? 음, 학과? 찾을 수 없어요? 응. 잠시만. 전공? Kok di sini? 예. Ini salah ya? Apa ya? Wait. 여기서 빅 나와? 빅? apa ya? 영어 영어 뭐야? 영어? 제가 감석할게요. 잠시만요. 음. 진짜 아, 이뻐요. 제일 이뻐. 완전 이뻐. <laughs> 예, 고마워요. 사랑하고 싶은데. <laughs> 네요. 남친 남친 없으면 자랑하고 싶었는데 왜? 백 아니에요. 그러면 음, 예. 아, m a 어, major. 아, m 아, 이제 할 수 있어요. 음. 다행히. m a j like uh 한국어. 한국어 진짜요? 것 같은데요? 음. 음. 몇, 시, 몇 시, 지금? 거... 전국에서? 몇 시? 음. 그... 12... 1시 17분 1시 12시 12시 12시? 아... 한 시간 어, 들려 느려 그 그러면 이속 이속의 시간은 아 어, 11시 17분. 요, 어, 11시. 17분. 어, 어, 날씨가 어떻게요? 중국? 나, 중국? 뭐, 날씨, 뭐라? 왜, 왜, 잠시만. 나, 서클에서 대, 하 전공이 더대세 뭐예요? 잠시만. 네. 날씨 날씨가 어떻게요? 전국 전국에서 추워 더워? 나 날씨가? 응 날씨. 나. 왜 잠시만. 예. 제가. 이게요. 어느 종국 나오시 어때? 어 날씨 어. 추워? 뭐가 따뜻 따뜻해요. 더워? 따뜻해. 음. 따뜻. 야그 한국 한국어 그 그저 열심히 배워야 해요. <laughs> 진짜요. 야 이거 아 열심히 하, 하는 거 아니구나. 너저 손적? 손? 나저 손도? 어? 저손 완전 완전 좋아. 저 손적? 완전 어? 아 저, 아니요 저저 손. 아. 어. 나 생각해 너저 어. 손적 한국말 잘해. 저, 네, 사, 저 선적 사람들은 한국말 잘해 그래 맞아? 어어 어, 예. 아. 그 그거 근데 나 저성도 아니에요. 저 아. 네. 그냥 멕시... 성대. 아 진짜 예뻐. 완전 예뻐. 예, 예 고마워요. 아, 사랑하고 싶은데. 아. 괜찮아? 또 어, 넣은 에? 왜 왜? 잠시만 bad connection I cannot hear you Hello test Okay Yes Can you speak? Okay okay I, okay, okay, okay I can hear you uh, Wait 그, 다시 말해봐 이쪽은 여자친구 있는 거 아, 같은 여자, 그 여자친구 없어서 없어? 음. 왜요? 아, 아니, 아, 저 <laughs> 뭐, 무슨 얘기해? 아, 잘 모르겠어. 뭐, 못생겼어? 뭐 응. 음. 못생겼어 뭐 그래. 여자친구 없었어. 그렇다, 그렇다면 그 음, 어리사기, 한국어. <laughs> 어리사기가? 어, 어, 어리... 응? 음? 그 한국어 배우고 그 한국, 한국에 가서 그, 그, 그, 정형외과. 아. <laughs> 아우, 가서. 아는. 네, 수술하 전국 사람 재밌어. <laughs> 전국, 전국 여, 전, 전국 여자는 많이 예쁜데. 제일 어, 예뻐. 아니요, 저, 어, 저만 재미있어요. <laughs> 진짜, 너, 어, 너만 예쁜데. 다른 사람 없었어. 어? 예, 마음이서 받았어요. 고마워요. okay, nice to meet you. You have uh, Insta yeah. 알려주세요. Insta, yeah, I have. 어, 아. 제가 예요. 잠시만요. 오케이. Okay. 어. 에요. eh, Yuko. Cica Jepun ya teh, oh. Hmm. ol guri toka teh, Hanguk Sara. Ah, uh, anio, saya tunggu sana mie yo. <laughs> nah, saya enggak ke. Wih, ya cuma Nah, nah, saya, nah, saya enggak ke. Hanguk Sara, ol guri Jepun ya teh. Iya. Oke, mana so pangap semenida?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 음, 음. 네. 네. 잘, 자요. 네, 이따가 추가할게요. 예. 와우, 머리카락 뒤로. 예. 볼... 안녕. 아이, 왜, 왜, 잠시만. 잠시만. <laughs> 예. 어. 네. <laughs> 불러주세요. 머리 머리카락. 불러주세요. 어, 네네. 네, 시간이 있으면 제가 갈게요. Ah, oke oke oke, Bye bye. Chào saya eh. Halo. Halo. Apa kabar? Baik, sabar. kabar? Mm -mm. Streaming. Iya nih. Enggak, aku malas ngomong. <laughs> Kenapa kok malas ngomong? Biasanya ngomong kalau nggak stream, gimana sih? Enggak sih, paling di skip sebentar lagi. Enggak, siapa nyekip? <laughs> ya biasa, nyekip loh. Ya biasanya sih. Kan biasanya koneksi, bentar-bentar. Ah, enggak eh, mungkin Eh guys, tau gak sih guys, orang yang tadi nge-DM Ria guys, gimana nih? Hello. Hello. Whe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 Oh, nice. I like Korea. I want go to Thank Korea. You. Yeah, the flag is behind you. Korean flag? Yeah, because I yeah. like Korea. I want to learn uh, yeah. about Korean languages. Maybe you yeah. you can teach me something about that. Yeah. Um, do you know how to speak hi? Hi, like uh, yeah. 안녕하세요. Oh. Um, Just little bit. I can speak Korean. um, 제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okay. <laughs> 어디 사세요 지금? Um, 경기도. 어, 안산 살아요? No, I live in 용인. 아, 영인, 에버랜드? yeah. Wow, nice. I want going to Everland. Everland 가고 싶은데. 몇 살이에요? Me too. I'm 15 years old. 15 years old? 와우, 진짜 예뻐요. Yeah. Thank you. 어, 머리카락 예쁜데. 어, 학생? 맞아요? Yeah. Yeah. 어디서요, 학교에? 한국? 영인? Yeah. Привет. Hello. Привет. Can,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М, No. Не знаю. Okay, okay, okay. Uh, you can okay, type. Okay, uh, you can type. Use uh, Google Use, Translate. Uh, Google Translate. А? I want to uh, I want to uh, talking with you. talking with Окей. Окей. Сейчас переведем. Что там? Бля. Мама. И... Какая-то хуйня полная. Кто там? Да? К... И. Т. О. И сейчас. Спасибо. Переходим. Чуть-чуть. Спасибо. Чуть-чуть. You look so beautiful. You look so beautiful. You know? Understand? You know? Ну, Understand? Anjay, cakep bener ini. а как ей Aja, пишется? cakep bener ini. И я хочу... я тоже много чего хочу. Хочу, хочу. Я хочу... Хочу, хочу. Машину. Так, Т, бля, как Т пишется по-английски? Хуй знаю. А, вот Т. То. Какая-то... Что за буква? Я хочу. Да кого это ебет? Я хочу, чтобы а, ты... Waduh, gak bisa kau bahasa Inggris dia. Waduh, gak bisa kau bahasa Inggris dia. Что я? Mm-hmm. <laughs> Hai. Halo. Kenapa? <laughs> Lagi ngapain? Lagi main ome. Ah, sama dong kita. Sekarang di mana? Kota mana? Iya. Bandung. Wah, keren orang Bandung mah memang gelis-gelis orangnya sibuk apa di Bandung kuliah kerja sekolah masih sekolah yes. wah imut banget aku suka rambutnya Da dagunya cantik belah dua. belum tidur jam segini? Iya. Hmm. Kok ngomongnya dikit banget sih? Hi, how are you? I'm fine. Uh, I saw you when I was with my best friend at my home. Now I'm with her at her home. Your, your best friend? Who's there? Uh, she's someone else. It's not... What, what's that? you eat something? Ah. What? You eat something? Noodle? yes, yeah. uh, yum yum Wow, nice. Keep me one. Oder ich glaube, es Mhm. Mhm. Sag Stopp. Ah, be careful. Sag <laughs> Stopp. It's hard. Sag Hot water. Stop. It went all on my phone. <laughs> oh, wait. <laughs> mir auch mein My Handy phone broke. My phone. Ist okay? Ja, bei mir ist auch schon einmal. Nein, auch das drauf noch. Ich bin so, ich schütte halt wirklich hier so hin, ne? Wo Mikrofon und so ist, ne? Ich schütte direkt da drauf heißes Wasser, gekochtes Wasser. Und mein Phone ist okay. Hi. Hi. Where are you from? Korea. You from Korea? Really? So you can speak Korea? 네. Try. Talking with me. Hi.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어, 뭐 해요 지금? 지금? No, you, you cannot speak Korea. Where are you from? 음, 지금 없어요. No, it's wrong. <laughs> wow, I like your hair. Anyways, I like your hair. Oh, thank you. Oh, thank you. But uh, I'm joking. I'm I'm not Korean. Yeah, yeah, I know, I know. So it's okay. It's okay. Yeah, my but my sister is Korean. Your sister from Korea? She's half Korean. And can speak Korea? She can speak a little. She's ah. teaching me. Ah. talking she's, with me. She's over there. Hello, sister. Can you talking oh, with yeah, me? Speak. Yeah, speak.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말 알아요? 뭐라서? 한국말 한국말 알아요? 네, 조금 알아요. 와, 진짜 잘하시네. 저기요,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해요? 네?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해요? Ah, ano, ano yan, ano yan? I can, can I see you? No. Why? She's, no. Because she's tired. She's Ilwaba. tired. Ilwaba. Just show your hand. <laughs> Ilwaba. nah. Can just can just wait. Oh. How, how old are you by the way? Kenchana. Kenchana? How old are you, by the way? 18. 18? Oh, nice. You look so pretty. Thank you. Uh, and your sister? Yeah. She's 24. 24? What are you doing yeah. in Sweden? We were born here. Ah, born in here. Uh, yeah. What's your nationality? Oh. Sweden or um, other country? Why? Okay, okay. On oh, nothing. Why you lie? You lie. Okay, ask ask your ask your question. what your nationality? I'm uh, African, Ethiopian. Ah. And you? And she's half she half makes uh, Korea? Ethiopia and half Korea. Really? Yeah, we're half sisters. Can I see your sister? I want to see. But she doesn't look Korean though. But no, you can't see her today. She doesn't. She don't like to be seen on camera. Okay, okay, That's okay. Yeah. Mm. But she she doesn't really look Korean. She looks African, ah, like me. Like you? Yeah uh, your hair? No, I mean she's a little bit lighter. It's okay, no problem. You, you your yeah. hair is very good, beautiful. I like your hair. Oh, thank you. Can you, thank you? Can you? What's that? Uh, long what? hair, long hair. Uh, wow, nice. What do you mean? <laughs> oh no, I, I can't take it off right now. Ah, take, take, it's too tight. Take it off. Uh, I can't. Why? I want to see. Because it's your long hair? It's not. It's not long. It's not long. No, it's like like here. Ah, can I see? Yeah. I want to. No, see. it's too. No, it took <coughs> it took long time to put it on. <laughs> like me. <laughs> me too. Yes. Hmm? How old are you? I am 20, 24 frågar kan eh, koreanska. How do you how did you learn uh, Korean? Yeah, because uh, I want to talking with uh, Korean people in Ome TV. Yeah, but how did you learn Korean? Uh, internet. Oh. Just, uh, why do you, why do you have the flag? Because uh, I'm I make it I make a uh, Korean flag in my country. Why do you have the Korean flag in the background? Jag svarade inte. You just in, you like Korea? Yeah, I like Korea. I want okay. I want going to Korea someday. Maybe in this year. Maybe this mm. summer. Mm. You wanna mm. going to Korea maybe? Yeah, we. I mean, she. We have family over there, so uh. we're going to. What city is it? Paju. Paju. Paju. Oh, how do you know Paju? Mm. We have family over there. Uh, have you ever been Korea? Uh, I mean, when we were little, little ah, child. Okay, okay, okay. Yeah. Okay. Hmm. What are you doing so, in Sweden? Uh, student. We, our parents are working here. Working here? Work. Work. Ah. Okay, okay. Yes, business. Nice. Mm. So, yes. Uh, actually, I'm from Indonesia. Yeah, I, I know. I mean, mm. you don't look Korean. <laughs> no, I'm not Korean. Just uh, talking with Korean people, I use uh, Korean flag. I'm living in mm. Indonesia. I want uh, to talking with uh, Korean people. Hmm. okay. And so and stranger. Maybe. What language do you speak? Indonesia, of course. Oh. Indonesia, okay. English, and uh, Korean speak. Hmm. hmm. Nice. Well, can can I see your long hair? Take it off. No. Hai. Lagi ngapain? Itu bendera gede banget. Iya, kenapa? Kurang gede. Ya, kalau segede ya segede gaban gimana pasangnya? segede gaban. Tapi pernah ketemu di Indonesia belum? Oke, itu kan mau ke Indonesia dianya, tapi keburu putus ya udahlah. Jadi nggak jadi ke Indonesia? Kak. Kenapa? Enggak, soalnya aku baru putus. Oh gitu. Tapi ya udah sekarang sama orang Jepang. Hah? Sekarang sama orang Jepang? Wah, pinter banget ini cari pacarnya. Jepang mix US. Ah. Pernah ketemu di Indonesia? Enggak, baru baru baru dekat. Om TV juga. <laughs> ya, ya. Sekarang gitu. sibuk apa? Masih kuliah atau sekolah? haks Oh, kalian haks. Oh, masih SMA. Tapi eh, lumayan hmm. juga bahasa Koreamu. Udah bisa percakapan gitu. Ya gitu. Aku belajarnya cuma gara-gara mak. Gara-gara apa? Drama Korea. Oh, Sebenernya. drama Korea. Tapi mantap juga sih. Udah Iya. sejauh itu. 고맙습니다 Kirain pernah ketemu orang Korea di Bandung gitu. eh pernah sering cuman nggak berani Kenapa nggak pernah? ngobrol nggak <laughs> mau takut nggak ngerti Lah bukannya kamu udah pi- pintar bahasa Koreanya? enggak 조금 Enggak, segitu ya udah lumayan. ya gitu kalau kamu belajarnya dari mana Ya di internet. oh ya udah bisa sampai mana kayaknya udah jago banget ya <laughs> Enggak juga sih, masih sedikit belajar. coba ngobrol ngomong bahasa Korea Enggak ada. <clears throat> 아 나는 아, 한국 가고 싶 예뻐. 근데 돈 없어요. 돈 없어? 나돈 줄게. 네, 돈 없어요. 얼, 얼마나? 커는 사람이다. 나도 한국 가고 싶은데 같이 갈래? 네, 네. 가자. 가자? <laughs> 음. 네, 가자. 여권 지금 만, 가자. 여권 만들어 해. 음, 서울. 여권 만들어 해. मुसल mari aranya? रहे Yo ya kuan Mandrohe, कौन yo ya kuan यो apa itu teh uh, bikin paspor dulu apa bikin paspor oh iya bisa ya ah, kukunya keren panjang-panjang ya aku gak bisa ini gak usah punya pendek kuku pendek sakit ah cantik bener rambutnya panjang terima kasih andai dekat. Konstanta. andai deket aku udah main ke situ sayangnya jauh di Bandung gak ada waktu <laughs> emang kamu di Korea hmm aku di Jawa eh, Tengah ya, Jawa Tengah Jawa Tengah oh, itu caranya gimana kalau biar ngeganti flagsnya jadi pakai bukan VP, Indo pakai VPN dong ini pakai HP atau pakai laptop pakai komputer ah kamu pakai wifi <laughs> IndiHome atau apa koneksi iya. internet ya tapi kok MNC jelek ya koneksi koneksimu jelek kayak apa ya sering ngadat-ngadat itu kayaknya aku harus ganti itu deh ke VPN caranya kamu harus pakai VPN. Kalau cara ke VPN gimana? Antara ya ngajarnya susah, harus aku kontrol komputermu dari jarak jauh. Ntar aku kalau aku ngomongnya ag agak susah oh. ya, harus praktek juga. Kamu download tim Viewer nanti aku kontrol iya dari sih. sini. Oh, ya ada, ya nanti aja. Ada aku. Ada WA, nanti aku kontrol jarak jauh. Iya, nanti. Oke, okay, oke. Okay. Ya udah. Selamat tidur uh, ya. Ah, oke. Okay. Aku bikin konten. Iya. Ciao, ciao. Aku bikin konten. Oh ya? Ini konten. Tadi sub... gak ya soalnya aku error. Su subscribe ya. So. Hmm. Bang Jack ya. Subscribe ya. Ntar aku masukin. Oke, okay, siap. Hmm. Tapi error aku ini gimana aku? Iya ini error lambat banget koneksimu. Hai, Hai. lagi ngapain?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사람. 안녕하세요. 한국말 알아요? 네, 한국 조금 알아요. 저기요,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해요? 아니, 근데, 음, 힙합 좋아요. 아, 네, 힙합. 어, 좋아요. 어디 사세요, 지금? 한국 음식 한국, 응? 한국 음식? 김치? 네, 한국 갈비탕 네, 음, 떡볶이 좋아. 어, 떡볶이. 어, 제일 맛있어, 떡볶이. 네, 아자 음, 한국 어, 알아요. 어, 알았어. 어, 디 사세요? 하, 인도네시아에서? 네, 인도네시아. 어디 사세요? 저는 인도네시다 인도네시아 어디인데? 어디? 어, 반, 반둥 반둥 알아요? 어, 반둥 알아요. 네, 아, 반둥. 반둥 가봤어. Miosar ya? Uh, oh wah. Miosar. Um, ya? acting. Morago? Hai. Hai. Lagi ngapain? Kenapa? Gak lagi ngapa-ngapain sih. Uh, kok belum tidur? Uh, belum aja. Tinggal ya. di mana? Di aku di Jawa Barat. Di mana itu? Nah, Jawa Baratnya di mananya maksudnya? Ah, iya, Jawa Baratnya di mana? Di Bandung. Oh, Bandung. Wah, jadi pengen main ke Bandung. Udah lama nggak main Bandung. Aku Jawa Tengah. Aku Ya, pernah ke Bandung sebelumnya? Belum. Ya pernah sih, cuman kan udah lama banget.